아, 바네를 보십니다. 이제 유튜브 녹화할 건데 또. 네, 이번에는 와인보이님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리퍼 공략으로 가겠습니다. 왕의 길 리퍼, 리퍼 공략 투비편입니다 자, 보여드릴게요. 와 뭐냐 허허 쟤는 어우 벌써부터 아, 먹히 힘든데 이거 일어나세요 잘하는 거죠? 저게 정석이지 원래 허허 석양이 진. 와 잘한다. 와 잘하는데 잘해 많이 잘하는데 생각보다. 위치가 내가 아무도 못하겠어 진짜 저기 너무 시야 잘 보고 시야 발 시야 장 잘하지 뭐 다 뚫지 미치겠는데? 잘해 잘해 많이 잘해 대박이네 라인하트 너무 잘한다 쟤 아 개핀데 메이 아 메이 진짜 개싫어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아 메이 아그 왼쪽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와! 죽어, 죽어, 죽어. 나이스 리퍼 하이라이트다 신심 이거는 이건 와줘 나, 나와줘야지 나와줘야지 그렇지 와 저기 개빡치겠다 저기 야, 저기 잘하긴 잘했는데 라인하트가 아 저기 장난 아니야 <laughs> 역시 너, 형이 립하면은 누가 누가 뚫겠냐 그치? <laughs> 뒤가 털리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, 그거고요 이게 바로 리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? 익스체인지인데 퍼킹하죠? 아 저는 리퍼로 가겠습니다 얘 뚫는 거? 한 점만 해줄까? 라인 나오고 로드 가고 어때? 이렇게 해볼까? 아 근데 윈스로 가줄까 윈스? 윈스하고 라인하고 어때? 그렇게 할래? 라인하르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딱 들어오셨네 게임에 상상력이야말로 발견 본인 빈둥거리는 건영 적성에 안 맞는다 거 친추는 선으로해 주세요 이미 수비는 이겼어요 겨우 이겼어 리퍼 해가지고 공격 시작까지 30초 반가워 이거 근데 미스턴 이거 체력 몇, 몇 대지? 큐 쓰면은? 너무 안 나갈게요. 라인한 뒤. 왼쪽 메이. 왼쪽 메이 있어요. 아. 왼쪽 메이. 메이랑 어. 메르시 있요 아씨. 메이 메이 메이 메이. 메이 메이 메이 메이 메이 좀 메이 좀 리퍼 온다 리퍼 온다 아 리퍼 컷컷 뚫어 뚫어 뚫어 아왜 여기서 위메를 해주냐 쟤는 아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위메가 나와 팀에 아 가벼운 답이 없네 진짜 모르겠네 진짜 포탑도 상대 포탑도 없잖아 소리병거 아 짜증나네 진짜 저런 애보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조합 좀 가야 되는데 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전력 생성 인선 뒤쪽 오케이 컷 인선 컷 공격기가 거의 준비됐어 리, 리퍼 왼쪽이 리퍼 1인공 리퍼 다운 위도가 초반에 그냥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잘 봐주고 있네 한계가 좀 없어 <laughs> <laughs> 메르시 안 걸리죠? 이 새끼들 아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어떻게 하기 어떻게 하기 아, 그렇게 하기 어 그래 그래 어잘 죽어 호호 호호 야 우리 우리 순삭이다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이제 야야 윈스턴하고 라이언스 조합 좋네 <laughs> 개상구만 다 날리기 다 날리기 다 날리기 그냥 간다 간다 띠바 간다 간다 리퍼 온 리퍼 온 리퍼 온 그래서 힐좀 힐좀 힐좀 영웅 일어나세요 뒤에 리퍼 리퍼 있어 호호 개이 새끼들아 어 야, 야, 위에서 개쩔해. 잘 말하면. 16킬인데요. 와. 아, 졸라 웃기네, 아. 이동시켜야. 리포 오른쪽. 리포 오른쪽. 거기 왜 들어가? 나이스. 오 미친. 아이고. 초 한번 가죠.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프를 궁이 아니 꼼짝 말라 일단 쪽에있어 지금 아 제네타 궁중 써주지 아 쓰셨네 이미? 싫어 더 필요하겠다 리포 오른쪽 궁 있을 거, 궁 있을 거야 아마 맥스리 오른쪽 전진 전진 위에 있을 것 같은데? 리퍼 리퍼 리퍼 뒤뒤뒤 나이스! <laughs> 날려! 와! 알았어 잘해 알았어 잘해 이렇게 날렸어 이렇게 날렸는데 저밖에 없죠? 아 메르시 메르시 다운데 왜 못 들었어? 어이 잠깐만 니 1인공 모겠네 궁극기가 준비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방벽 생성 치가 필요해 제게 물십시오 아, 가만히 있어 치가 필요해 리퍼 왼쪽 동시에 분노를 발산할 준비가 됐습니다. 댓글에 보셨죠? 한번 모아서 한 번에 가,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은데. 돈 모아서 한 번에 가죠. 궁 직전 나왔음 궁 나왔음 어어궁곧 챙겨 2퍼궁 나온 궁 나왔음 다 뭉쳐 뭉쳐 뭉쳐 나 아, 메르시 따를 거저 지금 위에 있어요 배틀 배틀 아파 간다 걔네 사진 저 좋아 좀 좋아 나이스 날렸다 라이드 날렸어 뚫었어 뚫었어 깽끗 깽끗 깨그 깨그 깨그 깨그 나이스 아직 방심 아직 방심 일러요 이거 저처치기어 기록표 나이스 게임 끝 어, 기록되었다 맥구 씨가 제일 먼저 살았는데 제가 입, 입막혔어아 사골 아, 아 역시 빨아라야 잘가 와 아, 오졌다 빨아라 어, 저, 제가 54%인데요 아 여러분 이로써 공략을 끝내겠습니다 아